기운이 없는데.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. 기분이 첫째가 둘째 생겨서 힘든 거야? 응? 둘째가 와서 엄마가 보리 못 챙겨줘서 보리 속상해요?